시작은 다르지 않았다. 처음 너를 보았을 때 전과 무엇 하나 다르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분명 쉽게 뛰고 쉽게 가라앉을 마음이었다. 어, 완료, 완료. 네. 어, 와, 야, 용크마, 이거 괜찮다. 저, 진짜. 오, 아, 괜찮지. 와, 쩐다 진짜. 그래, 야, 그 요새 2D랑 연할만 하다니까. <laughs> 아니,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비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가 봐. 야, 너 근데 웬일로 연애 안 하냐? 연애 혼자 하니? 아이고 주위에 소개를 좀 해달라 그래. 음, 그것도 나요. 깨줘. 어? 내가? 무서 아니야, 너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적막한지 안 보이냐? 네가 날 소개해 줄 마. 아, 안 듣네, 저것도. 너 오늘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런 여자는 다 어디 있는 거야? 에이브람 링컨이 말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모두 책에 있다고. 어릴 때부터 궁금한 건 책에서 찾았고 언제나 해답이었다. 모든 책이 내게는 가이드북이었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이제 그 어떤 책도 사랑에 맞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 천하태평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간단 우리 서점 사장님. 걱정거리라곤. 오늘 뭐 먹지? 한가한 인생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좋은 건지잘 모르겠다. 해보고 싶은 거 해. 네? 나중에 대형 서점 갈 거라며 자소서에 뭐라도 쓰려면 이것저것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맘대로 해도 되는 건 꽤 괜찮긴 하다 야 서림아 진짜 우리 밥뭐 먹을래? 사장님! 어? 아그 택, 배가 왔구나 옮겨주면 되는 건가? 이거 사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 분류하려 그래요 카테고리에 있는 거 먼저라고 했죠 그리고 요즘 누가 이런 걸 읽어요? 고객의 needs를 파악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독립서점은 원래 사장 취향대로 하는 거야. 사장님 취향이 뭔데요? 음... 내 취향? 취향이 없어. 어떡하지? 응. 그게 컨셉이야. 컨셉? 그래요, 컨셉. 그 컨셉 고수하시다가 조만간 제 직장도 잃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직원은 자르시죠 세상이 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우리 선배님 됐다 대박 그건 이제 행복을 찾아가겠네 왜 다 나한테 위로의 한마디는 안 하지? 오빠 니 진짜 모르냐? 언제 끝나? 뭐 술이나 먹게 안 끝나 영원히 나 진짜 이렇게 여자친구도 없이 친구도 없이 살다가 혼자 고독사한다? 그러니까 사귈 때 마음을 좀 쏟든가 그거 딱 보면 헤어지는 이유를 알겠구만 좀 계산할 때도 되지 않았냐? 뭐 그런 게 안 돼? 잘 들어봐. 일단 잘생겼어. 근데 젠틀해. 매력도 있고 재력도 있어. 그리고 말을 참 예쁘게 해.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할까? 선배님? 응? 들어오신 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모임 안 해? 아니 아니 들어와 하지? 깜짝 놀랐네 처음엔 직원인 줄 알았던 단골 작가 언니 좋았어 완전 이거는 딱뭐 필요하세요? 아, 사장님은 안 계세요? 어, 사장이 좀 양아치라 <laughs> 자주 비워요. 다음에 올게요. 왜요? 뭐 물어볼 거 있어요?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전해줄게요. 아니, 직원 구원하에요 <laughs> 그거 다시 생각해봐. 왜냐면 여기 사장이 나보다 더 놀아. 그렇다고 내가 막 노는 백수는 아니고 나는 작가예요. 작가. 동화 작가. 사실 내책 입고해달라고 하다가 친해졌는데 싫대 왜? 동화책을 누가 읽냐는 거지? 여기는 애기들 서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laughs>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서점 가면 알아주거든요 엄마들이 나를 엄청 좋아한다고 그리고 아직도 포기를 못했다 뭐야 이거 들어왔네? 안 들여온다더니 아, 내 책은 언제 들여줄 건데? 와. 누나 뭐라고? 우리 직원이 안 된대 아 서림아 이참에 네가 사장을 해저 회원님들 다 앉으실게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네 명이 다인가요? 네. <laughs> 이 멤버로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7시부터 1시간 반씩 진행이 될 거고요. 도서는 자유롭게 선정하셔서 분량 제한 없이 읽고 오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각자 책을 선정한 이유, 여자가 어디 있지? 키워드 토론, 그리고 각자 추천할 책들을 공유하게 기 됩니다. 대표님은 아는 분일까? 알면? 소 한우? 두블로 이찬은? 소, 소주에 닭발까지 도다머니 동화 일러스트 그리는 작가님인데 자주 와 이름은 이그림이고 오빠랑 동갑 독서, 모, 독서 모임은 안 하신대? 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스크림 위에 그 마카롱까지. 일주일. 미쳤어? 싫은 말아. 콜, 콜, 콜. 콜. 작가님, 이번 달엔 독서 모임 만나오세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고요. 금액은 이렇게 결제하시면 오늘부터 참여하실 수 있는데 등록하시겠어요? 음, 저는 메인 키워드를 꼽자면 처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하면 다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뭐 역시 설레는 감정 아닌가요? 첫사랑, 첫 만남, 첫 키스 나는 그런 거 먼저 떠오르던데 왜요? 고등학교 때다 음. 해보지 않았어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했어 그거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선생님 첫사랑이 왜 궁금해요? 저한테 처음은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는 뭐든 따져야 할 게 많더라고요 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꼭 고민하고 시작해야 끝도 잘 맺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어차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작할 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죠? 어차피 문제는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누구에게나 오는 똑같은 숙제 같은 거니까요. 나 오늘 일 있어서 먼저 간다. 다음 주에 보자. 조심히 가세요. 크림이 안녕. 상미 안녕. 음. 림 씨.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번호가 어떻게 돼요?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에 봬요 영곤 씨 어떠셨어요? 아 좋았어요 지나가다만 보다가 돌아서 보니까 좋네요 바로 자주 볼 것 같아요 어 다행이네요 아 근데 책 읽는 습관을 만든다고 해서 왔는데 다들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네요 다음 주부터는 책 읽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그래요 확신했는데 이번에 또 헷갈려 낯선 감정 어색한 분위기 아직도 참 어려워 사랑은 내게 뭘까 튜토리얼이라 지금까지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Please check the number and dial again. What is love? Of 어떻게 나만 어려운 걸까? 정답이 없는 걸까? Oh yeah yeah love of 사랑은 왜 서로 다른 걸까? 나만 서두르는 걸까?